왜? 아까 그러니까 우리 케이블카 케이블카 타고 내려올 때 탄내 나더라. 에버랜드보다 낫대. 그것만 나면 2시간 넘게. 그거 그것도 생 여름에 가봐. 그거. Mm. 뭔데? 해볼래? 아 네가 할래? 안 아, 그래 네가 해라 그러면 네가 해라 네가 할수 있다고? 맞지?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를 오! 오! 먹을 땅으로 들실래요안 되네 기다려주세요. 한번 닦고 잡아. 아니면 아빠를 뽑기 하나도 돼. 왜? 한잡이가 나 자기 틀에 오르고. 안 오지? 어, 안 보여. 안 보일 수밖에 없지. 그래? 선물 줬는데. <laughs> 왜 이렇게 빨라 또? 점점 빨라지지. 안녕. <laughs> 저기 뭐 있다. 안녕. <laughs> 어 찍어줘. 어디 갔어? 못 찍었어. 간다. 너 밥을 주다야지. 아니 밥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 잡으러 한 손으로 잡고 어떻게 타냐고. 어. 어. 아. 어, 어. 어. 하나 묶어. 아니. 바로 가시다? 어 그래서 공부질 진짜 이제 또 그래? 아. 오, 어떻 해? 오 대박 대박. 오. 오. dance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go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Look up, look new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them I try to pick one though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a mistake, it's called education I try to do this every day, call it replication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어떻게 어머머머 어머머 어떻머머머야 이거 어떻게 잡고 잡고 like I've seen it A life with enemies, a life with meaning i am do what I love till my heart stops beating I'm feeling this demon Got a taste, can't get away, spirit lives in my face Work a job every day till your dreams fade away Like a god, never change, play the game that we say I need a break face on when I chase like that Yeah, I play so strong with a knife in the back I'ma swing all fun like a baseball bat Gonna see me rise, you can hate on that I don't play both sides, with me, no cap I'ma ride or die, my dreams on tap I'ma fly real high, you I see me stack And I snide late thoughts, how you get right back up That's how you get tough Calluses on my hands so rough Yeah, I call your bluff I'm not the one Mess with me, come out with none Cause I'm so done, you ain't no fun And now you got to face down the barrel of a gun Cause I got a full clip, put your name on it But I'ma let you slide cause you ain't worth it Time stand strong, need to Oh.